네. 좀비요? 야, 학교 전화해서 확인해봐. 네. 구하러 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절대. 야, 나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뭐하냐 당신아 진짜 현재 효상고등학교 상황 아시는 분데 회심하랍니다 다들 우리 를 버렸어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가위바위보 뭐? 가위바위보 뭐? 태용 가위바위보 뭐? 야 잡아 잡아 한지야 한지야 가져왔다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틀렸어 바이러스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지능을 뛰어넘고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인간으로 죽느니 괴물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저기 우리가 왜 학교에 나와 영화에 나와야지 감염된 인간은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후에 오직 살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다 죽을 거야. 바이러스야. 같은 거 갖지 마요. 제발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 놓지 마. 놓치지도 말고. 맞다. و ام گزینه یه سابسکرایب رو بزنین We're not gonna gauge it. He's here. you. You're not like the others. change. She's been stabbed. it is. Yeni bir güç Akşam memo. و پسرم شالی به تمام ها یکی از مامورین رو از دست دادیم کارگو بانک صحبت میکنه دارم میام این موضوع داره از کنترل خارج میشه سر نفت دست یه نفر دیگه